뭔 소리야? 노래소리? 뭐야? (2019년 11월 1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 미. 여러분들 저기 보이죠? 여기 2층도 있거든요. 2층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층에 뭐가 진짜 2층에서부터 뭐가 쏟아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진짜 거짓말이라 레알. 여기로 올라가는 길 같은데 잠겨가지고 갈 수가 없어. 어디로 통하는 문이 없어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빠지지가 않아. 미치겠다. 어디야? 하지 마. 빨리 하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방송 안 되겠네.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오늘 모은 겁니다. 잠깐만요. 부적 태우고, 어? 저 부적 태우러 옵니다. 미리 아주 개 빡쳐버리게 만들겠습니다. 고무부적입니다. 악기부적하고 틀리죠? 바로 이거니까 바로 순삭이지 고통을 느껴봐. 이 콜이 빨리 재정비하겠습니다. 아, 저 2층 미치도록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살짝 빠져가지고 이 콜이 재정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쯤에 되면 이제 부적의 효과가 빛을 발할지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 들어가 보면 알겠죠. 자, 24개. 뭡니까? 물에서 떨어져. 좋다. 떨어져. 그렇지, 떨어져. 떨어져. 너이, 네, 어이! 이치라오. 우리 얘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합시다, 이제. 是。 푸는 것입니다. 아. 이거 걸기야 얘들아 이거 제대로 된 걸기다 여기 안 돼 여기 앞으로 이안 온다 여기 앞으로 안 온다 나는 여자하고 남자 둘인 것 같아 여러분들 여자하고 남자 둘인 것 같습니다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